여보세요 음, 일 끝났어요. 음, 목소리? 목소리는 왜? <sighs> 이상하긴 뭐가 하나도 안 이상한데? 아니야 안 울어 안 온다니까 그래 우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감기 걸렸나 봐이 날씨에 감기 걸릴 수도 있지 <laughs> 실은 일하는내 일이 생겼어 잘오고막 그랬어. 응. 어. 무서웠어. 받게 된 거냐면 가게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사귀는 사람 있냐고 없으면 자기 좀 만나자고 하도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사귀는 사람 있다고 사귀고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말하는데도 안 보여주니까 못 믿겠다고 그럼 누구냐고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왜 이러시냐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진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술에 만취해서 오더니 자기랑 만나자고 밥 한 끼만 먹자고 손 손목 잡고 안 놔주는 거야 왜 이러시냐고 나달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계속 그랬는데도 자꾸 안 놔주는 거 있지 너무 무서웠어 이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밖으로 거기 손님들도 있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야 <laughs>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사람들도 말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서 발만 동동 굴리고 어 나랑 그렇게 신랑이 버리다가 경찰 불러서 왔는데 나한테 어떡하실 거예요? 고소하실 거예요? <laughs> 이러더라고 아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언니만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치워달라고 안 보고 싶다고 고소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응. 음, 보내달라고 그랬어. 영상을 아,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언니 너무 멀리 있잖아 일 끝나고 언니한테 가려고 해도 차도 이미 다 끊겨 밤에 언니 걱정시킬 것 같아서 <laughs> 얘기도 못하고 <laughs> 미안해 몰랐지 그래서 전화 안 받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계속해 바보야 그냥 적당히 하고 자나보다 하지 치 조금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지마 나 되게 무서웠단 말이야 아직도 손이 아니 온몸이 떨려가지고 진정이 안 된단 말이야. 아니야 오지 마. 뭘 와. 거기서 여기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오겠다고 그래. 그러지 말아요. 아니야 아니야. 나 괜찮아. 응. 그럼 나 생각보다 네게 강하잖아. 그럼 걱정 안 해도 돼.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래요. 그러니까 안 와도 돼. 응. 어차피 이번 주말에 보기로 했잖아. 그때 보자. 언니 내일도 일 가야 되잖아. 오늘 나 만나러 오면 내일 일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? 그러지 마. 음. 나 괜찮으니까 안 와도 돼. 응. 음. 진짜로 괜찮은데? 그럼 괜찮지. 실은 안 괜찮아 언니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이기적인 거 아는데 나 보러 와요 참못잘 것 같아 그 사람 계속 따라올 것 같고 집 근처에 있을 것만 같고 막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어. 너무 무서워요, 언니. 빨리 와. 알았어. 기다리고 있을게. 빨리 와야 돼, 언니. 나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. 빨리 와야 돼. 알았지?